everything 내려가야 되는 거야? 내려가야 돼? 아, 오케이. 저는 지금 딤섬 브런치 세트 메뉴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. 주말에만 어, 오더를 할 수 있나봐요. 이렇게 세트 A랑 그리고 어, B가 있는데 음, 메뉴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걸 먹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Yeah, uh, we'd like to have a A and B set. Yeah. Any drinks for you? Would like order some Chinese tea or just water? set A uh-huh. uh, pan fried bun uh. and uh, deep fried wonton shrimp inside. Okay. This is the pancake and the barbecue pork bun set B. Thank you. Very good. Very good. Yeah. <laughs> because our chef is from Hong Kong. Really? Yes. Are you from Hong Kong too? <laughs> No, I'm not from Hong Kong. <laughs> I'm from south of China. Mm. <laughs> 예술 같아 음.